첼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첼하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요청해주셨던 Q&A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그 중에서 50개의 질문을 추렸어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대답을 해봤는데요 한 번에 50까지 대답을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여러 일에 걸쳐서 한번 답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리길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한국타잔의 50가지 Q&A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왜 채널 이름을 한국타잔이라고 지으셨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우리나라의 대표 SNS 싸이월드가 한창 유행할 때 저의 미니 홈피 브금이 바로 윤도현의 타잔이었습니다 제가 그 노래 너무 꽂혀갖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해놨는데 그 이후로 만드는 모든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를 한국타잔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구글 계정을 만들게 되었는데 난 한국타잔이니까 코리안 타잔 유튜브를 개설하게 됐는데 난 코리안 타잔이니까 한국 타잔 그게 이유가 답니다 그런데 한국 타잔으로 하다 보니까 이 타잔이라는 이미지가 뭔가 거침없이 이렇게 헤쳐나가잖아요 그 모습과 제 모습이 뭔가 비슷해서 그리고 잘 어울려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털이 많아서 타잔 아니냐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털이 많은 건 맞는데요 그래서 타잔은 아닙니다 키와 몸무게가 궁금합니다 어, 키를 잰 지가 좀 됐어요 키를 재로 한번 가봅시다 사장님 경상도 사람이에요 하모예 저희 고향 경상남도 창원 살기 좋은 도시 창원 한국 사장님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부먹? 아니면 찍먹? 음... 저는 처먹?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먹이든 찍먹이든 있으면 그냥 먹습니다 한국 타자님 MBTI 유형이 뭔지 궁금해요 바로 지금 검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비동의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비동의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동의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비동의 검사 결과! 저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래요 사회운동가형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타인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중독성 강한 이들 특유의 열정으로 사람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변화를 이끌 때 이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 맞는 것 같네요. 아 이거 MBT 아닌데? 음 맛있어. 요새는 단먹도 있던데요. 담가 먹는다고? 단먹. 음. 팀플할 때 주로 자료조사, PPT, 발표, 음식으로 캐리 중 무엇을 맡으시나요? 저는 주로 조장, 그냥 제가 할게요, 암투병을 맡습니다. 이렇게 부어서도 먹고 찍어서도 먹습니다. 저한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난 처먹이니까. 편집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편집 프로그램은 무엇을 쓰시는지 궁금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고등학교 졸업을 자축하는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때가 제가 처음 영상을 만든 날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인터넷 조금씩 찾아보고 편집하는 게 너무 재밌고 또 뭔가 소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 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씁니다 학생 할인 받으시면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을 월 23,100원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정품 이용합시다 김치찌개 대순댓국와 이거는 정말로 하,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넘버원은 순댓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한국타전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는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이 전국 팔도를 뒤져가지고 맛있는 국밥집을 소개하는 그런 국밥 채널을 운영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잠시 안 한 게 참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 정도로 국밥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국밥만큼 저렴하고 맛있고 배부른 음식도 없다고 생각해요 김치찌개는 2등 타잔형 주로 출몰하는 구역이 어디인가요? 한양대, 건대, 잠실, 강남 2호선 사랑합니다 도전하다 중간에 접은 것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 지금까지 두 가지 정도를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중국어 독학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리찢기입니다 중국어 독학은 다시 시작할 거고요 다리찢기는 이게 안 돼요 뭐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팍 찢으면 아파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찢으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아마 실패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한번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채널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 궁금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로 나태해진 저의 모습 그리고 게을러진 저의 모습을 좀 타파해보고자 그걸 극복해보고자 시작한 거였어요 그냥 혼자 마음먹고 혼자서 실천하다 보면 은 저는 잘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에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된 매체에 올려보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인간계조 프로젝트 한 달 동안 6시에 일어나기고요 그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제가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들로 인해 제가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크든 작든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를 가장 큰 주안점으로 삼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자님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저녁 11시쯤 집 근처 호수공원을 한 바퀴 뛰고 들어와서 에어컨을 켜놓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저의 소확행입니다 아... 구상 제작, 영상 편집은 모두 혼자 하시나요? 영상 편집은 100% 혼자 하고요 촬영이나 연출은 친구들이 도와줄 때도 있고 구상이나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타자님 하남에서 학교나 회사 다니시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거리를 멀리 두고 주거의 질을 올리셨는데 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후회 없습니다 제가 하남시에 살기 전에는 천호동에 살았어요 사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아우 정말 너무 밤에 너무 시끄럽고 교통은 편리하지만 주거 환경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제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하남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 출퇴근, 등하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시간 무조건 왕복 2시간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조용하고 정말 집에 있을 때만큼은 제가 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두 시간이나 뭐 교통비 같은 것들은 상쇄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서울에서 다시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경기도 참 좋습니다 타장님처럼 한양대 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저처럼 한양대를 가려면 서울대를 목표로 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한양대를 가실 수 있을 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어떤 일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 나의 심장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공을 더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소중한 댓글들에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요. 제가 그냥 혼자서 백지를 펼쳐놓고 막 생각할 때도 아이디어가 한두 개씩 튀어나와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서 야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툭 뱉은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아이디어가 돼서 또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의 외모나 신체 중 여기는 최고다 내 매력 포인트다 싶은 데는 음... 귀? 제 귀가 좀 귀여워요 굉장히 작거든요 <laughs> 뭐 엄청 장점은 아니지만 처음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아직은 좀 어색한 모임에 있을 때 제 귀를 보여주면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어쩜 그렇게 귀가 작냐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귀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매력덩어리죠 한 달에 도대체 몇 개의 콘텐츠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는 한 달 정도는 무언가를 해봐야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하나만 해버리면 영상을 올리는 텀이 한 달이나 돼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께 자주 인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세 개 정도는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세개를 동시에 진행하면 정말 좋은데 끝나는 시기도 되게 비슷해요 그러고 나면 좀 제가 지쳐가지고 약간 번아웃 상태에 와요 뭐 그렇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또 새로운 도전을 찾아서 네,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9988 내 인생 맛깔나게 함 땡겨주실 수 있나요? 9988 내 인생 교회 수련회 때 처음 반했었는데 유튜브도 하시네요 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언급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때 카메라맨 하셨잖아요 어? 맞아요 그게 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5년 전인데 제가 21살 때였나? 그때 수련회 때 카메라맨 했었습니다 우리 안예리님 반가워요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전만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 라는 도전이 있나요? 있습니다 경비행기 조종 도전하셨던 것 중 뭐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셨어요? 음 일단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건 정말 힘들었거나 정말 뿌듯했거나 이건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 볶음 만들기 그때 정말 5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이 겹쳤는데도 막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했다는 게 어,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턱걸이, 턱걸이 도전 아무래도 그 10개를 이루어냈을 때 그 성취감 정말 좋았고요 타자님 무기력해지거나 지칠 때 주로 어떻게 푸시나요? 그쵸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 막 무기력해지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도 안 생기고 저는 그럴 때는 안 해요 뭔가 해야 될 게 있어도 진짜로 막 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면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낮잠도 자고 뭐 영화도 한 편 보고 음, 잠깐 동안은 저를 힘들게 하는 그것과 약간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의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도 실천력이나 의지력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고 여러가지 도전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로 불가능이란 없구나 저는 인간의 잠재력을 정말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낮을지언정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딱 이 생각을 떠올려요 내가 못할 게 없다 인간은 못할 게 없다 한 달 동안 뭔가 꾸준히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해보자 난 할 수 있다 난 한국 타잔이다 이런 마음이 항상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실천하시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무 리리터 정말 열심히 잘 마시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일기 쓰기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종종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6시 혹은 5시 기상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뭐 6시에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뭐 그날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또 집중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때는 6시에 꼭 일어나서 오전에 좀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아무래도 방학을 해서 그런지 조금 요즘은 네 그렇습니다 저를 되돌아보게 되네요 다시 규칙적이고 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되찾아와야겠습니다 자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라면을 먹고 잘까 그냥 잘까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은 무엇인가요? 저는 해외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맷 디아벨라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 느낌이 저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쩌면 제가 그분을 많이 참고하기도 하는데 그분도 약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그리고 자기개발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세요 근데 영상미가 너무 좋고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아, 제가 그분을 많이 따라한 것도 있지만 5시 기상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할 때는 피를 맥히는 What's up everybody 피를 맥히는 here 하는 그런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멋진 영상미를 자랑하는 비디오그래퍼 샘 콜더 국내 유튜버로는 런너님 정말 좋아하고요 요리 유튜버 침님 정말 좋아하고 피지컬 갤러리도 열심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안다는 오땡큐 oh, 채널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형 팬티 속 내 손 내 팬티 속 이상한 형 손 타자님은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진짜 정말 영양가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질문이죠 이 질문자 제가 좀 만나고 와야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 댓글 썼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그러면 본인 선택은 뭐예요? 네? 아니 그러뭐 그러니까 그 팬티 어쩌고 저쩌고 뭐 선택하실 거냐고요 아 저는 한국 타자 팬티 아이... 어후 어후 만날 필요가 없어 부모님의 교육 스타일은 어떠셨나요? 저희 부모님은 일단 성적 가지고 저한테 뭐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어, 중간고사 때 국어를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45점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충격 먹어가지고 나는 집에 가면 죽었다 나 지금 하, 집 어떻게 들어가나 생각했는데 엄마 제가요 국어를 45점 받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러셨어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막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의지를 불태워서 다음 시험은 잘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공부 외적으로 좀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또 입시 준비로 굉장히 바빴는데 제가 그때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대회 활동이 있었어요 대부분 대학생들이나 뭐 그 이상 분들이 참여하시는 건데 고등학생이 활동하는 것은 저희 팀이랑 또 다른 팀딱딱두 팀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한 2주에 한 번씩은 서울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경비도 많이 들고 솔직히 공부할 시간도 많이 뺏겨요 이런저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네가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교통비도 지원해 주시고 뭐 그거 활동에 있어서 전혀 뭐라고 하신 적 없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도 아, 얘가 진득하게 공부할 스타일이 아니구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느끼고 그러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한 달간의 도전이 습관으로 이어지나요? 사실 저는 한 달 정도를 하면 습관이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한 달로 기간을 잡았어요 근데 한 달로 해도 습관이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물 마시기는 제가 그때 한 3주밖에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좋은 효과를 받고 제가 또 몸이 건강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아침 일찍 일어난다든지 같은 옷을 입는다든지 계단을 올라다닌다든지 그게 습관으로 만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습관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달 했다고 바로 습관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달 동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해야 할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때 또는 계단만을 이용해야 될 때 거부감이 없어요 이미 몸이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달 동안 무언가를 했다는 경험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전했던 것들을 정말로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하고 있고요 어떤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거나 미루고 싶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이겨내시나요? 꾸준히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길게 보고 짧게는 한 달 또는 1년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치거나 쉬고 싶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쉬어버려요 하루 또는 이틀 쉬면은 다시 원동력을 얻게 되고 다시 채워진 에너지로 그것들을 지속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빠지지 않고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버리시는 게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사진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약 1년 동안 디안이라는 원단에서 사진 찍는 일도 하고 영상 관련 일도 하고 또 마케팅 관련된 일도 했어요. 시작은 제가 작년에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너무나도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인턴으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음 별다른 계기는 없어요. 그냥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것에 관련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또 영상 작업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죠 지금은 그 회사를 퇴사했지만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는 광고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힘든 건 알고 있고 쉽지 않은 길인 걸 알고 있지만 정말 너무나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광고회사에서 꼭 한번 일을 해보고 싶고 그걸 평생 직장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저의 잠재력을 또 발견해보고 저의 가치를 발견해보고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때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자님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으신가요? 음 저는 미래의 저의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지금 갖고 있는 열정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꿈 그런 것들이 제가 나이를 들고 몇 십 년이 지나서도 그것들을 제가 잘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겠지만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제가 추구하는 그 가치들 끝까지 잘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 싱가포르에서 사진작가 그리고 모델로 활동하시는 찬도 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67년생인데 정말 너무 동안이고 몸도 정말 좋으시거든요 물론 외적으로 닮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건 정말 자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관리를 정말 철저히 잘하는 그런 한국 타잔이 되고 싶네요 아, 10년 뒤에 한국 타잔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음 10년 뒤라 10년 뒤면 제가 36이네요 36이면 제가 정말로 가슴 뛰는 일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일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일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저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나이일 것 같고 어, 결혼도 했을 것 같고 행복한 가정에서 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도전했던 것 중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도전은 무엇인가요? 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일기쓰기예요 일기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안 쓰다가 한 달 써봤는데 일기쓰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저 자신을 발견하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고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날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일기쓰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정말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정말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그런 습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도 정말로 추천을 드립니다 짧게라도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팬미팅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 물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실제로 만나 뵙고 싶고 만나서 저의 좋은 에너지도 드리고 여러분 들한테도 제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운영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아직 준비하려면 좀 많은 게 필요하거든요 더 성장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만날 기회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음... 카메라 삼각대 노트북? 가서 영상 많이 찍어 올게요 물론 탈출해야 볼 수 있겠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고 주변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 네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학교에서 학식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 저희 구독자분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인사도 해주신 적이 있고요 실제로 밖에서 인사를 나눈 건 그게 다지만 많은 분들이 어, 타자님 어디서 봤어요 하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안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그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거고 22%는 신경 쓸 필요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이고 4%는 일어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4%는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머지 4%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질 때는 아 이건 어차피 일어날 일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머지 4%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를 해버려요 그냥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부딪히고 나면은 되게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형 혹시 랜선 남친 프로젝트 한번 해볼 생각 없어? 랜선 고막 남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햄최몇? 간에 기별도 안 가죠? 이제 조금 뭔가 먹었다 하는 느낌? 이제 서서히 배가 불러옵니다 <clears throat> 이제 배부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잘 먹었습니다. 한국타잔의 햄채몇은 햄채 5개입니다. 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원래 피자를 시키면 뭐 레귤러 한 판은 다 먹기 때문에 그냥 배부른 한 끼 먹은 느낌입니다. 뭐 보자. 뭐 보자.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저녁 11시쯤 집 근처 호수공원을 한 바퀴 뛰고 들어와서 에어컨을 켜놓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좋아하는 잡지를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한국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보단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저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타장님 6시 기상 영상 본 순간 거기에 댓글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타자님 6시 기상 영상 본 순간이 아니라 이넘실님이 그 영상을 보고 마음먹은 순간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댓글이요. 어릴 때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음 제가 어릴 때 가졌던 두가지큰 꿈이 있어요 하나는 유엔 사무총장, 하나는 월드스타입니다. 전업 유튜버의 꿈이 있나요? 음, 현재로서는 저렴 유튜버의 꿈은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유튜버라는 것이 직업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선보이고 또 여러분들께 많은 용기와 위로와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보다 유튜브가 가진 가치보다 조금 더 고차원의 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조 좀더 높은 차원의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타자님께 인생이 행복하다고 물으면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도대체 행복이란건 무엇일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행복해지는 일이란 없고 행복은 그때그때 느끼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또 무언가를 얻어냈을 때 행복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얻어낸 것, 성취한 것 그때 느끼는 행복은 잠시뿐이란 거죠 제가 아무리 무언가 원하던 것을 이루어내고 큰 돈을 벌게 되어도 그 행복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목표하는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 그때 너무 행복했지만 그 행복한 감정이 그 대학을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듯이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행복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나의 모습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현재 나의 삶 이런 것들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앞으로 유튜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저의 목표는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들께 동기부여 위로, 용기를 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는 음, 구독자 100만 100만 명이 되어서 우리 한국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으로 인해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타자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좌우명이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저의 좌우명이 정말로 제 마음속에 콕 박힌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있어요 그 빌 게이츠와 그 아내가 운영하는 재단인데 빌 게이츠가 얻어낸 그 큰 부를 어, 정말로 세계 곳곳에 필요한 곳에 환원을 하면서 이 세상을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시켜가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절해야겠다 내가 받은 것들을 더 힘들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돌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얻게 되는 뭐 부가 크든 작든 음, 연연하지 않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자 이것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해주실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려 잠깐만 아 질문 두 개 더 남았네요 48번인가? 타사님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 여자친구요? 한국타자네 여자친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세상에 빨리 나와주세요 한국타자님 그럼 남자친구는 있나요? 당연히 남자인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그 남자친구는 제가 없지 않겠... 자기야 나 다 씻었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남자친구 아! 경찰 불러! 컨셉이구나? 경찰 불러! 자 여러분 어떻게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저를 한번 되돌아보는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 말고도 목표 한 바를 한 달 동안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한국 타잔의 롤모델 그리고 한국 타잔의 랜선집들이 이거는 제가 이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